지난번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갔다 오고 난뒤 제가 알지 못한 희자로운 인디게임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오늘 리뷰할 게임은 출품작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게임이다 싶어 가져왔습니다. Reigns. 왕인지 바지사장인지 구분 안 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왕을 조종해서 예, 아니오 선택지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진 게임이죠. 게임은 뒤지면 모든 것을 바라라로 던져버리고 수집품 몇개 쥐어주면서 이벤트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roguelike 게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 중세시대 왕들이 왜 그렇게 빨리 뒤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암 걸려서 뒤진 거예요. 뭐만 하면 Telltale NPC 새끼들 마냥 교회는 기억할 것입니다. 군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일단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암세포의 수액이라도 꽂은 것 마냥 쑥쑥 자라는 게 느껴져요. 문제는 Telltale NPC들과는 달리 진짜 기억하고 죽창을 꽂으러 온다는 점입니다. 교회, 인구, 군대, 자금 뭐 하나만 부족하면 해바라기 오태식에 빙의해서 옆구리를 뚫으러 오는데 그렇다고 잘해주면 양심은 스틱스강 너으로 흘려버린 놈들이 지금까지 당신이 준 모든 걸 들고 앞통수에 칼을 꽂으러 옵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결국 뒤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잠신하게 뒤지는 방법을 찾는 게임이죠. 사실 이 아니 뒤지는 방법 모으려고 하는 마저 요즘에 찌든 게임이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PC 둘 다 플레이 가능하고 play time도 한 게임당 10분이 넘지 않으니 시간 없다고 자동사냥 양산형 RPG 할 바에는 이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